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은 생일 축하합니다. 와. 뭐한 번, 아, 한 번에 껐어. 손 두툼한 니가? 바꿔랑 좀 두툼한 니가? 소리 지르는 니가? 창피해? 어우 어우 여기 뭐이 무슨 크림 정도면 케이크 하나 더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야너 옷에 떨어져 음. 크라운 산도 단맥 아 크라운 산도 맛있는데? 좀 달아 나한테 이, 게좀 달아 넌 진짜 단 거 잘 먹는 애가 진짜 신기하다 게, 아니, 그렇게 먹지 이쪽부터 먹어 아, 그래? 전복밥, 구이? 양이 근데 삼계탕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먹었던게 뭐야? 안먹었지 자몽 맥주랑 콜라 나 Michael.